맛있다. 엄마께서 치즈스틱 해주셨어요. 음, 꿀맛. 야. 처음부터 시작했다. 어? 처음부터 시작했다고. 응. 그랬죠? 맛있 늘려볼게요 음. 아까, 아까. <laughs> 아까, 아까? 아까 뭐? 꿀맛. 응, 꿀이 어딨어?